예쁜 하루를 보내시고 날방을 찾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와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네 <laughs> 아, 부들부들 <laughs> 네 어쨌든 네 다시 이제 3월이 되고 네 오늘 저 오늘 계약했어요 네 그쵸 오늘 이제 계약하시고 개강하시고 이제 학교 가는 분나 <laughs> 놀림당하는 기분 아닙니다 네 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새롭게 또 어, 출발할 수 있는 느낌이니까요 네네네 네, 네. 좋은 학교 갔어요 네 좋은 학교 갔어요 네 <laughs> 새학기부터 망했어 예 망해가면서 살아가기 네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오늘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새해에 뭔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또 3월에 또 어,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뭔가 새학기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? 그리고 뭐 3월에 또 뭔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새해 뭔가 어좀 작심삼일됐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일깨워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저도 올해 매일 4시에 운동하기로 했어요. 우와! 네,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? 으, 개강 1교시 수업을 택하는 게 아니었어요. 후회된다. 1교시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뭐 9시, 10시 이때 아닌가요? 네, 여러분은 그 대학생이신 분들은 더 이상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세요.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. 그 시간에 네. 학교에 가기 힘들어요. 네. 현명하게 수강 신청을 하셨기를 바라면서 네. 아 <laughs> 지금 4시잖아요. 네. 4시에 그럼 운동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건 아, 부, 네, 보고 계신 건가요? 네, 새벽 4시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. 네. <laughs> 누워있군요 네 바람직하십니다 그럼요 뭐 누워있는 거 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 담임 별로 네 너무 <laughs> 담임 별로 이쁜 재영이 하루님 네 어,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어,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어,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야 대학생들에겐 차갑네요 나라님 <laughs> 그 대학생이신 분 더 이상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버리세요.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. 그 시간에 학교에 가기 힘들어요. 네. <laughs> 이제 다 크셨잖아요. 네. 어, 이제 다 크셨죠. 하지만 체력은 그저 고등학생 때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, 어, 말씀을 드리며 모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네,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. 후 나라랑 3월은 비가 많이 오다가 눈으로 바뀌면서 쌀쌀한 날씨였네요 거기에는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뭐 어제까지는 되게 비가 많이 왔었죠 나랑 어제 이제 3월 1일이 쉬는 날이라서 이제 가족들이랑 네, 마트에 <laughs> 마트에 갔었습니다 다 같이 오랜만에 이제 어, 엄마랑 이제 그 어, 어떤 마트 데이트를 하였는데요 네 나라가 좀 많이 들어주고 네,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, 좀 힘들었어요 네 무거웠습니다 나라는 즐거운 회사 시간 코트리님 이0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나라는 즐거운 회사 시간 즐거운 노동 예 그래 직장인 분들은 개학 개강이라는 것이 이제 없겠죠 그죠 네 나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은지요 그죠 네 <laughs>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예그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께서도 이제 3월이니까 조금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또 새롭게 그죠 계획을 세우시고 또실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건강이죠 그죠 그래서 어, 오늘 되게 개학, 개강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또 와! 와 윈터 1호 2 3님 만원이나 기부를 해주셨군요 그 다음 주에 후원 리액션을 조금 만드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,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아 만들어서 윈터님께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쭉 그죠 어, 뭐 돌림판이라도 해야 하나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네와네 <laughs> 네, 대박이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나라 덕분에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. 아까 날씨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. 그래서 어제까지는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막 나라도 좀 축축해져가지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은 나라가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되게 꾸물꾸물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날씨가 되게 좋아져서 아까 막 저희 스튜디오 다 문 열고 막 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연남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! 나라님 혹시 구독자 애칭 있나요? 네! 하버니! 여러분이라고 부르자 그때 같이 정했죠? 와, 그걸 정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여러분 와... 싫가 엄청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이제 그어 그 다이어리를 이제 어, 정리를 종종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상을 봐서 해되니까 <laughs> 다이어리 정리를 종종 하는데 보니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3월 4일이었나요? 그때가 나라 이제 라이브 첫 방송이었는데 이제 딱 오늘 3월 첫째 주라 어떻게 보면 오늘이 방송 1주년이 되는 셈이에요 물론 한 이틀 정도 모자라긴 하지만 오늘 이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름 혼자 소소하게 그런 어, 축하하는 마음으로 어, 신나게 오늘은 투스텝으로 그렇게 출근을 하였어요 네 <laughs> 혼자서 자축의 의미로 네 1년 방송 자축의 의미로 투스텝으로 신나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 제가 아직 신점이라 잘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네 어, 구독, 좋아요,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어, 1주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1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1년이나 와 정말 어, 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 정말 라이브 할 때 맨 처음에 첫날 나라가 이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막 지각을 해서 허둥지둥 방송이 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벌써 1년 전입니다 와 햄데르 우탄정 저는 말하실 때 소리는 웃으시는 것 같지만 슬프게 들려요 정답 장난입니다 <laughs> 나라 라이브 오는 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은 뭔가 그 일단 연남동이 사실 굉장히 올 때 나라가 고공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추웠는데 어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니혼거 스고이!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勉強します。勉強します。一生懸命勉強します。はい。 <laughs> わあ、ヘンデリと生日近近。ハッピーバースデー。ヘンデリ生日近い。わあ。うんうんうんうん。あれ、ヘンデリと生日近。おう、フレッチおうほうほうで。 그래서 어, 뭐 여러분들 오늘 뭔가 계약을 하신 분들, 개강을 하신 분들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네, 여러분의 TMI를 올려주세요. 네, <laughs> 뭐 나와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또 이 어,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 교수님 개강 첫날부터 수업한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.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거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나라는 라이브에 계속 나올 거니까요 너무 거,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네어뭐 이야기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나라 뭐 계속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네네네 예 네, 네. 네, 호호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? 아 응. 어. 그래서 어 진, 뒤에 진과 배토가 있네요 아 맞습니다 나라가 올려둔 것이 아닌데 네, 뭐백터는 그렇다 쳐도 지는 저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네요. 네, 포즈를 저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? 네, 어, 굉장히 그... 음, 네, 어... 멋네요 네, 멋진 포즈, 네, 멋진 포즈 자기의 멋에 따라 사는 거니까요 존중합니다 네 취향일 테니까요 네 음, 프리티 감사합니다 사만다 어, 네, 네. 사만다님 네 감사합니다 사만다 땡큐 스타 크리스탈 라인 땡큐 헬로 나라 헬로 네 그렇습니다 <laughs> 어 그래서 음, 나 이제도 진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빨리 영면 좋겠어요 와! 스튜디오 하모니 분들 사랑의 음를 번역하면 와! 마라티아 토마로 수타지오와 모니 노방 사랑해요 아하 네 나라의 마라 스튜디오 하모니 분 저것을 빨리 눈으로 읽었어야만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저희 길피디님이 다시 올려주셨어요 나가라 짠또 마루 스튜디오 노 사랑해요 있쪽네 사랑해요라고 써있어요 어 네네 네, 맞습니다 네네네 네, 네, 그렇죠 아침엔 추운데 낮엔 더워서 옷 입기가 애매해 그쵸? 나라는 사실 지금 롱패딩을 겨울 내내 거의 교복처럼 입고 있었는데 아 롱패딩이 정말 다 좋은데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막 도롱이같이 입고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빨리 좀 어, 벗어버리고 싶어요 롱패딩을 롱패딩 던지고 가벼운 옷 그리고 가벼운 신발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좀 다니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대로 따뜻해진다면 아마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고 롱패딩을 벗고 어, 좀 더 가벼운 차림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,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. 아 <laughs> 그렇죠 여러분 아, 네 롱패딩 그쵸 그, 그쵸 너무 오래 입은 느낌이에요 약간 지긋지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, 그래도 추우면 목도리를 두두두두두두두 감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거의 뭐 눈만 이렇게 껌벅껌벅 하고 있었어요 네길 가다 본듯 <laughs> 잘 모셨다고요? 네 <laughs> 목도리 마스크 두두두